아우는 꼼짝을 택하고 얘는 이것도 성별대를 택하네 아우는 남자가 검은색 얘는 빨간색 저렇게도 좋을까 요즘 목소리가 안 좋아 남자예요 네. <laughs> 얘가 또 검은색이야 이제 <laughs>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좋아하겠다 얘를 노는 거 보면 애기가 괴롭히면 또 안 되니까. 어? 애기가 애기- 괴롭힐 수가 없지 애기들은 막 동물들 털 잡아 당기고 그러죠. 어, 그래요? 어, 근데 얘네는 착해서 아마 하악질도 못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못하게 해야지 음. 근데 고양이들, 어우, 우리 배 우리 배 재롱 분이. 또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갔어? 뺏겼어. 뭐? 어 뺏겼어. 아기한테아기가 어떻게 두 개를 물고 다니? 아니 아니 하나가 없으니까. 어머 머 마우 참는 거. 어우 부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서어 분홍색이? 저기 저 변기통 그 박스 뒤에 있나? 그 밑에가 다 막혀있으면 좋네 마음이 지 않아요? 쇼파민 아니야? 저 밑에 변기 없어 이거 진짜 좋아하네 응 이놈의 짐들을 다치워버리라 아이들 놀기 좋게 아, 왜 그렇게 사람을 서둘러 밀어내요? 없나요? 어디 갔지? 이렇게 아, 물고 이렇게 어? 아, 귀여워 한개 들어가갖고 승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찾아달라고 얘는 의사 표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뻐 죽었어요 어머 너무 잘 놀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엄마 피해줘야지 아기는 맨날 오빠하고 뺏어. 어? 아? 또 뺏었어. 두 개잖아. 하나 또 어디 들어갔나 봐. 비밀 하나 만들어도 되지? 그럼 쓸데없는 걸 왜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데? 아 인생으로 뭐 다 어떻게 그렇게 쓸데가 있고 쓸모가 있어 쓸데없는 거 하나씩 만들자 너 괜찮아? 아 그럼 맞지 뭐, 아, 아니 태국에서 내가 들어올 때 고급 투자 정보 하나 알았는데 나 혼자 그냥 싹 다넣어보려고 그런다 너는 이미 돈이 차고 넘치잖아 몰라도 되지? 알았어 당분간 테스너 혼자 다녀라 나좀 쉴게. 오디션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어, 언제부터 출근이야? 며칠 남았어. 어. 어, 아, 하준아, 우리 방콕서 만났던 기자 캐스터 알지? 편아리 씨. 편아리 씨 아프고 하나 없어졌어? 그것 아, 때문에 방송 못들어다가편아씨 쓰러져서 약기가 양, 아우가 양보를 많이 해보면 저런 데 들어가면 찾아내는데 좁은 데 들어가면 못 찾아내요 이제 지방으로 가서 제일 놀래나 보다. 너무 힘들으니까. 손 많이 다녀. 어머 뭐, 어머 이런 경우가 어딨어 어머 어머 발로 고여서 딱 고정시킨다 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머 어머 저기 집에 봐 어머 이거 악기 소리야? 아, 어, 지금 악기 소리. 어머머머 저거 어머 아이고 어머머머 이 욕심이 왜 저래 아기 소리가 저래? 나 처음 들었어 나도 뭐 어떻게 아, 두 개를 다 물으려고 그러냐? 나도 나도 봐 대신 내 남성 가 올라오지 어, 진짜 좋은 거. 응. 저 검은색도 지금 물고 싶고 <laughs> 분홍색도 물고 싶고 얘 어떻게 해? 저 검은색 보이니까 아무 간다. 아우가 양복이거든 철통하네. 그래갖고 다 놓으니까 끝이가 없네 착해 서 살고 바람둥이에요 네네. 여자친구 없어요? 어쩜 저 욕심이 많아 이게 뭐야? 그게 아까 같이 물라 그러는 거야 얘가 지금. 팔로 밀어주잖아. 네, 야, 아우 대단하다. 너무 착하네. 아우 진짜 착해. 응. 그 두 개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하니까 발로 밀어주는구나. 아우 친이 뭐만 했어. 정말 아닌데. 잘 자요. 애쓰지 마. 착하지 마. 자연스럽게 잊어 그냥. 3년을 첫사랑이 건조하겠지. 이걸로 끝내. 컨실러가 파운데이션 속으로 클리오 컨실데이션 촉촉하게 끝장 하나. 이걸로 끝내. 클리오. 중심보험을 들었다. 가족이 중요하니까. 입에 다물고 싶은데 저봐 뭐. 이제 두개 물으면 안 울어 머너 처음 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었더 나도 처음 들었어 그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아 오늘 지가 어디서 놀아야 유리하다는 걸 아는구나 참 똑똑해 진짜 머리 잘 들어가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집중만 못하던 게딱 맞아. 사망이 몸으로 머물지 않았을 당한의 시간은 사건이 발생했다. 중간에 멈춰져 있었습니다.